반야바라밀타신경관자제보살행신반야바라밀타 시조연온 개공도 일체고의 액 사리자 색뿌리공공불리세 색즉 시공공즉 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아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정 부중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입이 설세는 무색성량 미촉본 무한계 내지 무오식계 무무명령 무 무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득임 모소득보 보리 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구신 무가에 무가에고 무요공포 원리 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구드간욕떨어 삼맥산보리 무지반냐 바라 밀다시 대신 주시대 명유신무 상유신무 둥둥유능계 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냐 바라 밀다주 육설주알라제 아제바라 하제바라 승하제 모제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